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신동가요의 리포토 러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게임 아세요 다들? 제가 점수가 네. 797점입니다 아유 저랑 별 차이도 안 납니다 버그 버그 썼어요 저 1320점이에요 무슨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봤죠? 이렇게 하면 이거 1타 2피 와 완전 우, 운인 것 같은데? 아니에요 이건 예술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예술이고요 저 네. 거짓말 치네 입좀 보세요 여러분 왜요?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뭔 소리예요 왠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봐봐요 위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하나 쓰리 투원 let's go! 이렇게 여러분들이 향한 하트 아, 입술 모양인데요 이렇게 해서 많이 깼거든요 지금 좀 아슬아슬한데? 아닙니다 여기 안 막히면 된... 어. 아니요 이럴 때는 여, 여기 어. 셋을 이걸로 여기로 해가지고 벽을 해, 아, 어, 가지고 여기 맞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296을 맞춰야 돼 아니 근데 아, 이 옆에 아, 미리 이게 제거를 봐봐, 하고 가, 가야 각이 안 나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갑니다 각이 안 나와 갑니다 형 각이 있어 43 하고 아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건 손이 아니, 아니, 야 이거- 되죠. 맞아 봤지 봤지 제가 한 게 이거예요 봐봐요. 제가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거지 너가 한게 저- 아니에요 저의 진짜 너, 아니 봐봐 이렇게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거라니까 아니 다다 그러니까 깨면 좋아요 된다니까 다 깨면 좋아요 다 안돼 이게 70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지금 약간 말 때문에 약간 지금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. 근데 원래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과연 게임의 결말은 거짓. 봐봐요, 봐봐요. 이거 147.